엄마 아빠 다녀올 테니까 루나 혼자 있어? 집에 혼자 있어야 돼? 엄마 아빠만 나갔다 올게 다녀올게 알겠지? 루나는 집에서 집 지켜요 할 수 있지? 엄마 아빠 나갈게 다녀올게 Bunlar mı ki bekleyeceğim? Yeah.

기다려. 오케이, 기다려. 아, 오, 카메라. 오, 관치네. 예상해. 기다리 적어봐.